chicken, then I really get to clicking, but I'm looking for assistance to the box. 아니 수영할 거야? 아니 수영할 거야? 아니 <laughs>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브랜드 <laughs> 일로 와서 수영하자 수영해요 수영하고 싶어 브랜디 수영하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브랜디 수영해 짭! <laughs> 오이거 브랜디 난리 났어 브랜디 Thank you. Hi, 페퍼 조이 브링 조이 내려가세요 조이 내려가세요 Thank you. 우리 웬디. 아이 아이 맛있어 Thank you. 페퍼 아, 귀여워 Hi. 조이 아니야 응 기다려야지 조이 아이 브링 페퍼 맛있어? 기다려 안넣줘 발로 <laughs> 쳐. 어떡하지? <laughs> 아이고 이뻐라.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? 이제 끝. 아, 이거 안 돼.